도자기 하는 거 처음이에요. 재밌겠다. 아니, 일상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아. 우리 이사기사기 노자기 굉장히 자신 있어요. 음. 음. 주고 싶은 사람이나 누구한테 받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 아, 뭐 어필을 조금 해보자면 초등학교 때 흑이랑 미술 경력 3년이 있고요. 어. 이게 여기 보니까 조금 익숙한 재료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머, 어머 안녕. 저 지효 멋있다 저 지효한테 받아보고 싶다 야 어. 자기야 너 아까 그 드로 기사에 나라면서 저는 사실 지안이나 약간 수진 언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둘이 컵도 아, 좋아하고 아, 맞아, 맞아, 맞 그러잖아요 저도 컵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저는 저도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손재주 좋은 거 아시죠? 아 그쵸 저한테 저한테 받고 싶은 사람 어... 저요! 되게 어때요? 절맞는 느낌이네요. 저는 지한이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 진짜요? 브런치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맞아요. 약간 그릇 같은 거 아, 딱 덜어 먹기 좋은 그런 그릇 어떨까 좋아요. 하고 이제 저도 받고 아, 안 되죠. 서로 주고받는 거 안 되죠. 어, 교환이잖아. 짝꿍을 정하는 거 응. 아닌가요? 그냥 공평하게 가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러면 아 근데 그... 저 죄송한데 제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든 아, 아, 아 저는 언니 언니한테 받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지안이가 인기가 많았어. 지금 아, 먼데이도 근데 저는 먼데이 언니한테 받고 싶어요. 아, 언니 자주 자주 언니한테 주고 싶어요. 가위. 그럼 <laughs> 가 가위랑 이거 세 개 중에 내는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어 가위바위보. 언니 한번 믿어봐. 힘길이야. 아, 우리는 안 해. 아, 아, 언니 못하는 게 없어요. <laughs> 그쵸?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도안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도안 하나씩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먼저 아, 고민돼 뭐하지? 아니 레몬도 하고 싶고 고양이도 하고 싶어 나는 토끼냐 곰돌이냐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때? 이게 더 낫지? 어 이거 어, 해야겠다 이거 정했습니다 자 이제 정하신 분들은 네. 각자 자리에서 네. 이제 놔주시고 어떡하지 너무 고민돼 난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아니 근데 소문 언니좀 이게 더 닮긴 이거 이 도안에 이거 안 가? 어, 근데 이게 너무 아파. 오려주시면 돼요. 어려워, 어려워. 와, 어렵다, 어려워. 그거 네. 해야지. 이 도안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쭉 오려주시면 되세요. 어려워, 어려워. 와, 어렵다, 어려워. 네, 오려주시면 아. 네. 돼요. 깊게 오리면 돼요. 네, 바닥까지 쭉 박힌 오늘 땄었어. 맞아, 기억이다. 여기다가 쭉 대고 그대로 쭉 이렇게 오려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제 근처에 계셔주세요. 네. <laughs> 바닥 끝까지. 네. 어 느낌 좋아 느낌 이렇게. 좋아. 와 찰흙 느낌이 진짜 좋다. 되게 부드러워. 어. 저는 지금 엄청난 미션을 받았어요. 지민 언니가 곰돌이를 토끼로 아니 고양이로 만들어 달라는. 자기가 그냥 무시해도 돼. 하지만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잘랐어요. 네. 빠르다. 벌써? 아 나는 왜 이걸로 했지? 얘를 이렇게 해서 쭉 올려주시고 음. 다음에 쭉 올려서 해주시면 되세요. 추억이다. 나 고양이가 된 것 같아. 나도 다 했어. 다 하셨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얘들아 천천히 해. 아 먼데이 빨리 해. 아, 저 완전 스크래치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호프를 이렇게 해서 쭉 발라주세요. 오. 신나죠? 네, 너무 재밌어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호프를 쭉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듬뿍 네. 발라주세요. 네, 여기가 덮일 만큼 이 정도 아. 발라주시면 되세요. 짱 재밌는데? 그니까. 네, 다 하셨어요? 네. 혹시 뭘 다 한 거야? 풀 바르기 전에 하는 스크래치 내기 아. 어, 그걸 하면 아직 그거에 이제 코일링 기법이라고 이 흙 줄을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오늘의 1등 작품은 누가 될 것인가? 나야. 당연히 나지. 당연히 저죠. 지금 우리라고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 나올 듯. 뱀 같다, 뱀. 어? 이게 맞나? 근데 원래 이렇게 길어지나? 응. 네, 맞아요. 아, 근데 소은이 건좀 이렇게 해서 소은이는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거 맞나? 네네. 저 새끼손가락 얇아요. 그렇네. 이게 저도 밀까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그대로 얘를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쭉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이걸로 하나? 이제 좀 기억나. 했던 <laughs> 게 기억나. 길 가다 이만한 지렁이를 본다면? <gasps> 도망간다. <laughs> 꼭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느낌이 <laughs> 아,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네, 조금 더 마저 해서 해주시고. 수진 언니 엘리트인데? 나 완전 잘해. 수진 언니 지금 1등이야. 나 완전 잘해, 얘들아. 어, 제일 잘하는데? 잘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저한 도자기 한다니까요, 언니. <laughs> 한 도자기 한다니까요. 와, 나, 나 대박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이거 한 개의 사이즈가 딱 맞아. 헉! 대박이지. 어. 천재. 되게 천재. 어, 선생님. 네. 갈라졌어요. 아, 게, 괜찮아요. 제가 좀 이따가 스포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다 했어요. 네. 선생님 조금 네. 부족해가지고. 아, 오늘 선생님이 네. 굉장히 아, 바쁘세요. <laughs> 다들 이거 이제 나오면은 집중의 입술이 다 한 번씩 나오겠구나. 어, 나 그러겠다. 어? 나 입 벌리고 있었겠다. 저도요. 나도. 이미. 근데 이거 숙소에서 다 쓸 거죠? 그럼요. 쓸 거지? 지효? 지효 쓸 거지? 쓸 거예요. 어,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어, 쓸게요. 빨리 완성된 거 보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거.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아, 아. 네. <laughs> 그리고 우리 도자기도 되게 새로운 그런 도전이지만 골프도 했잖아. 아 맞아요. 제가 수진 언니랑 골프씬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골프를 거의 안 쳐봐가지고 어떻게 맞아. 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사님께 특강을 받았어요. 맞아. 근데 특강을... 진짜 잘하던데요? 맞아. 한 번 넣었어. 그래서 골을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넣었어요. 맞아. 진짜 세 번 넣은 것 중에 딱 한 씬이 들어간 거였어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이번 안무가 좀 하드해가지고 맞아요. 그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하드하다고 왜 좀 고급져 보이고 싶었어.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었어. 헐 e 야! 피디님들이 보여주시잖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거품. 맞아. 거품 씬이 진짜 재밌었던 게 잊을 수 없어. 저는 솔직히 거품이 그냥 약간 뭐 바닥에 깔린 정도겠지는데 진짜 세트가 있으면 세트 절반을 채운 거예요. 네르빗 약간 거품스한테 맞았어. 네. 너무 네.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런 의미로 전 다 했습니다. 아, 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은 새끼손가락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얘들아, 내 취미는 뭘 것 같아? 음. 도자기 만들기야. 도자기. 맞죠? 우리 도자기 너무 잘해서 도자기 쪽에서 캐스팅되면 어떡해요? 그럴 것 같아. <laughs> 또 취미. 취미? 저는 도자기 만드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도 도자기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자나깨나 도자기 생각뿐이랍니다. <laughs>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는 아마 저희 멤버 모두가 취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많이들 봐요. 아또 그리고 그거 도자기 만드는 영상 찾아보기 아 진짜? <laughs> 저희 단체로 어, 제 밤에도 찾아봤잖아요 끝이 없는 도자기의 세계 <laughs> 여러분도 도자기에 도전해보세요 만약에 도자기 전문가분이 이걸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당 네, 다 하셨어요. 얘를 그대로 이걸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오. 얘가 얘가 아, 네. 네. 네. 그리고 그림? <laughs> 아, 그림 어려운데. 주시면 세요다 하셨어요? 네. 음. 그림 쉽지 않은데. 조금. 네, 제가 하나 좀. 말랑말랑. 저 고백 받았어요. <laughs> 저 방금 고백 받았어요, 여러분. 하트를 누가 두고 갔는지 몰라 정말. 우와 누가 해준 거야? 그니까요. 너 혼자 한 거지? 네? 아, 저야 나 저럴 줄 알았어. 네? 어떡해 나 그림 그리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어. 귀여워. 지금 수진 언니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돼 수진 언니. 언니 괜찮아요. 그냥 그릇의 내구성만 봐줘. 원래 도자기는 나랑 가장 닮게 만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별일 없으시죠? <laughs> 어떠세요? 네, 얘랑 다른데 눈이 엄청 큰데요? 네, 혜원이를 저희 저 아가를 음. 닮, 닮기 각자 이걸 저희가 나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니셜, 내 네, 이름 이니셜 하나씩 찍어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소은 언니 응? S2로 할까요? 좋아 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귀여운데요? 잘했지? 네. <laughs>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진짜 귀여워. 얘들아, 내가 한번 가봐. 음. 이 하트가 어때? 진짜 잘했어요. 우와, 괜찮지? 야, 오 우와. 너 뭐... 언니 잘했는데요? 너 무슨 일이야? 아, 얘들아, 나 밤마다 사실 연습해. 아, 뭐야. 나 엄청 한껏 다들 기대감 오르는 거보 너무 초라한데? 아니야, 자기야. 괜찮겠죠? 도자기야? 아니야, 도자기야. 저도 다 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비스듬하게 45도 정도 꺾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오키스인데요. 어, 우리 노아를 담게 하기 위해 원래 도화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오, 눈이 변화가 있네요. 눈을 한 이 정도면 한 13배 정도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진짜다. 하지만 나 또 다른 변화를 줬다. 뭐다? 귀. 오! 나는 이런 디테일에 눈물을 머금곤 해. <gasps> 박수. 고맙다. 어머, 박수 치면 먼지가 나요. 저는 강아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이가 약간 용감한 좀 강아지 같아야 되나?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한번 강아지를 해봤고요. 예쁘게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진 언니가 아까 빵 모양이 너무 귀엽다 해서 빵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도안에는 그 얼굴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진 언니를 닮은 은은한 미소를 제가 그렸어요. <laughs> 좋아요. 나도 끝났어. 오 귀엽다. 사실 어. 도안이 이거여서 똑같은데요? 이걸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눈이 좀 졸려 보이게 됐어요. 어, 근데 졸린 눈이 더 포인트. 응. 그래? 잘했다. 그리고 지우 이니셜도 넣었어요. 너무 귀엽다. 좋아요 아, 드립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더널 어, 그려줄게. 잘했다. 잘했죠? 와, 다 잘한다, 너네. 저 지금 수박 만들고 있어요. 선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 야! 이거 돌이, 이거 돌이잖아. 박소은 완성. 3초 컷. 귀여워! 이렇게 생선을 발바닥에 찍어줬고 이 하트 인형에다가 MD라고 언니의 초상을 담아줬습니다. 제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제이 한마디도 안 해. 제이 이렇게 조용한 불량이야. 제이야. 제이야 불량 안 나와. 내 사인을 해봤어 어때? 야 너 잘했다. 진짜? 잘했대 지현이가. <laughs> 아니 제가 미 1화 재밌을까요 저희? 아무도 안 해줘 아니야 나 하려고 그랬어 빨리 해줘 다시 미용 미용 요 멜리 끝! 어 진짜 끝냈네 저는요 그 곰돌이를 했는데 소개한다며요. 아, 여보세요? 저는 곰돌이, 곰돌이를 해봤는데요. 짠짜르짠. 짠짜르짠. 귀엽죠? 입체감을 위해서 눈이랑 코랑 이 곰돌이 발바닥은 제가 이렇게 입체형으로 해봤고요. 소원 언니 이니셜은 제가 이렇게 도장으로 찍었어요. 잘했죠? 고마워. 예쁘다. 언니가 예쁘다. 벌써 예쁜 그 접시로 사용해줄 생각이 벌써 뿌듯해요.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 네. 다잘 만든 것 같아. 네. 네. 너무 재밌는데? 자, 오늘 너무 즐겁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고요. 하 나오는 시간은 한 3주 정도 소요되세요. 다 만들어지는 기간이. 다음은 이제 물레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한 밥그릇을 만들어 봤는데요. 음. 여기에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요.